음, 아씨 아.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바로 오후 2시에 제 동생인 김준수의 드라큘라 뮤지컬 티켓팅을 하는 날입니다. 동생이 항상 이제 티켓을 동생이 줘서 가봤었는데 한번 팬분들의 입장으로 티켓팅이라고 하죠 피튀있는 티켓팅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놀 티켓팅 am 다던 오르디 그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쳤다 미쳤어 어, 다 맛있어 보이는데? 대패 삼겹덮밥 하나 골랐고 아, 사이드 핫도그는 패스를 할까? 만두 만두 이렇게 비빔면 와 이거지 대패 삼겹, 볶음밥, 짜파게티지만 치즈와 스팸이 들어간 토핑 옆에서 매니저가 먹는 비빔면 야꿀맛 자 한번 티켓팅 연습을 티켓팅 연습을 한번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 티켓 들어가서 게임 난이도 상 시작하기 자 시작하기 15, 18, 19땡 금액이 23kg 이상 끄 이런 거 이런 거 이거는 여기 사이트니까 뜨는 거지 자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완료했고요 나도 배워봤는데 어려운 게 나다다닥 잘 눌러야 되더라고 이게 한번 미끌하면 그 순간 그냥 쫘라라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네. 음, 솔직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어렵겠다 어, 저도 처음 경험을 하지만 또 이런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제 동생이 직접 한번 핸드폰 3개로 티켓팅을 도전해보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뭐 할 게 없다고 이게 무한 기다림이니까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되잖아? 그러면 뭐 티켓팅 생각보다 쉽구만 막 이럴 것 같은데 <laughs> 이 공연을 보고 싶다 하시면서

버거두기 고르고 연료 김계는 M M 아 틀렸다 M Z M M S S 빡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 살짝 11인 얘는 저분이 고르고 딱 N 아씨 아, 아, 한 번만 더. 누르고, 3단계. 저부르기 딱, 첫 선택. PL, UX, LQ. 아, 느려, 느려. 아, 느려. 아, 이거 뜨면, 이거 아, 뜰것 같은데. 쉽지 않다. 뭐야? 이렇게 느려? 원래 이래? 이게 안 떠. 분명 있죠 여기 여기 없어 아! 아! 없어 아니 미친는 거야? <laughs>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전밖에 안 나오네 벌써 끝났구나 오! 오! 아이씨 야 이게 보통 이 아니구나 아까는 조금씩 그래도 한두 개씩 떴다가 떠 뜨더니 이제 아예 뜨지도 않네 네. 이렇게 준호의 첫 피켓팅 실패했습니다 역시 준수가 인기가 막 많긴 엄청 많네 야 진짜 이거 허무하다 이걸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체 뭐지? 오늘 성공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냥 대단하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가 이날 공연을 보러 가게 된다면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대단하다고 느낄 것 같아 요 다시 한번 김준수 뮤지컬 드라큘라 어, 티켓팅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매니저도 실패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다 바이바이